Hello everyone. Welcome to today's Talks and Thoughts. Today, we are going to be talking about a very important holiday in Korea, Chuseok. Chuseok is the biggest holiday that people celebrate in Korea. 오늘은 한국의 중요한 명절인 추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추석은 한국에서 사람들이 기념하는 가장 큰 명절 중의 하나죠. 추석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매년 우리는 추석을 기념하지요. Happy Chuseok, Rachel teacher. Happy Chuseok, Michelle teacher. So, Rachel teacher, what special holiday do people in Korea celebrate this month? We celebrate Chuseok. What is Chuseok? Chuseok is Korean Thanksgiving for the harvest. 추석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What does Thanksgiving mean? Thanksgiving means that we feel thankful and we give our thanks for everything we have.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는 것을 말합니다. And what is a harvest? A harvest is uh, when the farmers gather or pick the ready crops. 수확은 농부들이 준비된 농작물을 걷어들이는 것을 어, 말합니다. So it is like picking rice or yeah. grapes to eat. 그래서 벼를 수확하거나 포도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So, when someone asks me, what is Chuseok? How do I respond? To respond to the question, what is Chuseok? You can say, you can say, Chuseok is Korean Thanksgiving for the harvest. 추석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추석은 추수감사절입니다. Okay, Let's practice this question and answer for our Chuseok TNT. What is Chuseok? Chuseok is Korean Thanksgiving for the harvest. Happy Chuseok! Bye-bye!